안녕하세요 뉴웨어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헤어라인 할 때 무조건 이마를 얼굴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마를 무조건 좁혀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저희 병원은 그 좀 고밀도로 라인을 많이 내쳐, 낮춰드리는 걸로 유명해서 진짜 이마를 많이 낮추시려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비율에 맞춰서 수술을 해요 사람 얼굴은 3등분이 되거든요 미간에서부터 인중까지를 이제 가운데 얼굴이라고 하고요. 요 인중에서부터 턱 끝나는 데까지 이제 하악, 아래 얼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근데 이거 이 얼굴 비율만큼이 이제 이마가 있는 게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맞는 비율인데 물론 코가 너, 아, 가운데로 굉장히 길거나 클 경우에는 좀 줄이기도 하지만 이, 보통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. 너무 지나치게 땡기거나 이거를 쭉 땡기기 위해서 직선 형태로 이마에서부터 직선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, 봤거든요 근데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, 얼굴을 무조건 작게 하는 게 아니고 비율에 맞춰야 된다 헤어라인 교정은 얼굴을 비율에 맞게 하는 수술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 성형외과 전문이니까 이제 안면 윤곽 수술도 다른 동료 의사들한테 듣잖아요 근데 한때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이제 하 턱 깎는 수술인데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광대를 작게 만들려고 지나치게 많이 우리 막 인터넷 같은 데서 나오잖아 요 돌려깎기 뭐 이런 거 <laughs> 너무 그러니까 적절하게 되면 괜찮은데요 너무 많이 되면 각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각을 아예 없애버리면 개턱 강아지 개처럼 보인다고요 턱, 그 각이 없이 그래서 그런 게 한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헤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을 줄이려고 각도를 너무 이렇게 끌어서 내리시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, 아니라 오히려 이마는 줄어드는데 이마는 줄어드니까 밑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헤어라인 교정은 어떤 수술이다? 안면윤곽 수술이다 라고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안면윤곽 여기서 우리가 만든 안면윤곽인데 상안면 이마 쪽에서 일어나는 안면윤곽 수술이다 라고 제가 학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항상 비율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시면 디자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잔소리를 <laughs> 너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